어? 됐어! 어? 어? 많이 놀랬죠? 미안해요. 헐. Yes! No! <laughs> oh! 이 살아있네. 멈춰! 안녕히 가세요. 보자! 야 지랄한다 지랄해